안녕하세요 강태화입니다 지난번에 어, 솔라 시도한 음을 길게 또는 짧게 텅잉을 하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솔라 시도를 가지고 손가락을 움직여서 예, 손가락 운동을 좀 해볼 거예요 어, 마찬가지로 텅잉을 이용하는 방법과 새로운 슬러, 이음줄을 이용해서 연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어, tonguing을 해서 연주하는 것은 이제 거의 100% 이해가 되셨죠? 그 다음에 슬러를 이용해서 어, 연주를 해볼 건데요. 슬러는 어떤 음과 어떤 음을 연결하는 연주 기법을 얘기합니다. 우리나라 말로 이음질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첫 음에 슬러의 맨 앞부분은 투 하고 터닝을 해주고 연결된 부분까지는 손가락만 네, 움직이는 손가락만 움직여서 연주하시면 돼요. 예를 들어 솔라 시도 네 솔부터 도까지 이렇게 연출이 있다. 그러면 처음에만 터닝을 해주시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. 근데 오늘 연습할 터닝은 조금 복잡해요.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건데 두 개씩 슬러 하는 방법 3개씩 또는 어, 슬러를 했다가 터닝을 했다가 아니면 반대로 터닝을 먼저 하고 슬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할 예정이에요.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차근차근히 잘 따라오시고요. 첫 번째 미션 2의 첫, 처음 연습 솔라 겨우 두 개의 음을 가지고만 수업 연습을 해볼까 해요. 겨우 두 개의 음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건데 어, 이거를 만만하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막상 해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. 네. 자, 한번 기계와 같이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또 저와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연습해볼까요? 좀 생각보다 길게 연습을 하는 것 같죠. 네, 앞으로 조금 더 조금 조금씩 점점 더 길게 연습하는 수업이 많아질 건데요. 어, 보통 한 번 악기를 들고 한 몇 시간 동안 연주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체력을 어, 그런 체력이 생기셔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주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. 자, 준비. 마찬가지로 전체 다 잡으시고 입술에 대시고 하나, 둘, 셋, 넷 점점 연습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요. 네. 어,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익숙하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 정도 기, 어, 시간 동안 연습하는 것이 나중에는 별로 힘들지 않게 느껴지시, 느껴지실 거예요. 네.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다음에 미션 2의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고고!